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아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<laughs> 아 쟤 개삐잖아 아니 이거 왜 이래 진짜 한 대가 안 맞노 좋아요와 구독 내가 배그를 아, 진짜 잘하는데 솔직히 DMR이나 s 자신이 없어 어. 어, 안 맞아 와 뭔가 간지난다 옷 이렇게 입고 타니까 아 근데 이런 옷 뭔가 네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8배만 나오면 된다 뭔가 느낌이 8배를 안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, 이번 판 배를 못 먹어서 큰일이야 사람 있어 왜 여기 사람 있지? 얘한테 배울 있을 것 같거든 지금 몇배 있을까? 제발 8배, 6배, 8배, 6배 배우러 원 두고 다니냐 이번 판에 배우리 안나왔나 <laughs> 아씨 보람이 없네 잡은 보람이 없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뭐다? 발배율 아 왜 아무도 기름 없는 걸 얘기 안 해줬어 <laughs> 아 여기서 뛰어갈 수 없는데 기름통 음. 도대체 4배요리 어, 기름이 안 떨어졌으면 이4배요리못 먹는 거였잖아 와 기름이 어제 거기서 똑 떨어졌는데 그 집에서 사4요리 맞았다 어! 와! 아나방 표정 못생겼지 나 얼굴 찌그러졌어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방금 나왔던 그런 목소리가 내 진짜 목소리일까? 아직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지만 놀랄 때 말고는 쓴 적이 없는데 그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? 왜 나오는 걸까? 좋았어! 내가 널 잡겠어! 더 멀리 가서 잡겠어! 아,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. 252m 일다 이제 이제 안전빵 확보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멀리 쏘면 된다 nice. 일단 저 시체 먹고 8배율로 가져오는 거지 좋았어 8배율 <laughs> 얘네 배율 없냐? 이거 사람이 쓰나 죽어 아우 길 왜 이래 <laughs> 하지마 하지마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어디까지 가 올라가는데? 나이스 굳이 안 있나봐 위에 위에 있다 올라가면 안되겠다 차라리 길 잃었어 아 바퀴 바퀴 바퀴 189m 밖에 안 돼? 바퀴 터트린 애가 제가 아니야? 쟤 누구 본 거야? 이거 잡으면 대박인데 가만히 있어봐 <laughs> 아 이거 맞네 이거 써보시면 주변에서 안 쏘냐? 한 명더 아무나 올라 있어 아또 자그다 조금해지면은 잡을 애들이 없는데 곤란하다 아, 많이 났네 하지 아나 진짜 아 약올라 아, 죽겠네 진짜 어떡하지? 아 또 한 대 또 한대아 약올라 아또 도와줬네 이거를 아씨 또한대 아니 막 뭐, 아무리 대학 간 건가? 아, 아 어떡하지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술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? 안 좋으니까 안가지 않을까? 누가 까냐? 어 하지 마라 나한테 뭐까 저기구나 튀튀튀튀 너 와야 되는데 나한테 왜 그랬어 차가 있었구나 그럴만 했네 좋았어. 돌았을까봐 너무 겁난다. 셋, 어디 갔어? 야 어디 갔어? 저기 있네? 아 던질 거 없네 이제 주셨네 가야 되네 감사합니다.